기다려 기다려 계속 아, 최대한 많이 찍어 연속 채널 이런 거 없나? 연사할 수 있죠. 연사해줘. 연사하면 똥꼬발랄 차차 일주일에 세개살 수 있었던 건데 마실 거 얼마 없, 너 없다 나라 촬영한 거 어떻게 보냐 Wow, that's Wow. Música hum. Nope. Thank you.